새벽이 내는 소린 어쩐지 차가워 찬바람이 두 볼을 계속 때렸어 따가워 deep night 모두가 잠든 시간에 또 손을 비비며 서둘러 집으로 가지 가로등도 잠든 이 밤엔 풀벌레 소리마저도 잠잠한데 내두 눈은 감기려고 아우성을 치지 빛이 없는 이 밤은 유달리 더 춥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난 손모으기도 해 난 이 열악한 환경을 바꿀 힘이 필요해 세상을 상대하기엔 아직 나는 미련해 다음날 아침이 밝으면 똑같은 날의 반복 걸어서 갈 수 없는 거리를 매일같이 왕복해 산소가 부족하고 숨이 차지 하지만 거긴 내가 원하는 게 있지 밤은 더 깊어가고 난 제자리에 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내가 뭘 할 수 있지 물음을 던져 내가 할 수 있냐고 You say 인생에서 확정된 건 아무것도 No one is possible for your life not to lie by yourself Nothing changed, nothing changed, nothing changed Nothing changed, nothing changed 시간은 언제나 무심하게 틱탁 그게 반가울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 지금은 아냐 마음이 조급해서 손을 뻗었지만 꽉 쥐어도 잡혀있는 먼지 누구도 네 삶에는 책임이 없고 상황은 계속 바뀌니 난 해야 되지 선택을 아직 이런 사고는 어색해 어른이 됐어도 실감도 안 나고 잘 모르겠는데 n o t h i n g c h a n g e s 늘립던옷 냄새가 베이지 셔츠 노는 게 유행해도 늘 빼입지 아침이 밝아도 난깨지 못해 밤이 다가오면 내가 어딘가에서 빛을 발할 텐데 지금까지 많은 걸 포기하고 취했지만 더 포기할 수 있어 갈 길을 짐만 되니까 난 더 어둡고 컴컴한 밤이 되길 원해 그래야 어둠 속에서 너한테 더 잘 보일 테니까 responsible for your life yeah, yeah, yeah, yeah. You have no choice but to lie by yourself Nothing changed, nothing changed, nothing changed Nothing changed, nothing changed